아니 제가 오늘 그 제목이 모랑제드잖아요 근데 유튜각 살짝 뽑아보려고 하는데 아 내가 오늘 아침에 영상 하나 봤단 말이야? 이거? 라스 입은 거? 아니 이 사람 거 봤는데 이 사람이 모랑제드 하더라고 모랑제드 하는데 아 뭔가 진짜 좋아보여 제대로 평타 세대못 때릴 줄 알았는데 세대를 때리더라? 한번 보여드림 평, 평, 평. 오케이. 1446, 1446, 1446. 하나, 둘, 셋. 1446 대 152. 어떤? 1452. 댐지 조금 더 쌤. 근데 평타를 때려야 되는데 제드는 이렇게 때리면 돼요. 아까 콤보 보니까 W 들어가서 평타 때리고 Q 평, 궁 때리고 2평 e 이렇게 결국에는 평타 세대는 무조건 때린단 말이야 아, 예, 아 아무튼 랭게임으로 바로 조, 조져볼게요 그 나 가볍게 퍼블만 아 진짜 개 아, 진짜 가세요, 미드에서 좀. 자, 내가 잘하면 결국엔 캐리 돼요. 야뭐 빠진 거지? 요네 쉔이랑 이거 빠진 건가? 아 라인 박힌 건 좀 크네 근데 진짜 지랄 맞다 나만 벌써 세 번 받았어 갱을 계속 와 상대가 근데 이러면 아래하고 위가 이겨줘야 되는데 아래 위도 이겨주질 못해 맞았으면 죽었다 또, 또 와? 요네 상대로 갱을 저렇게 많이 올 수가 있나? 요네가 호응이 좋은 편이 아닌데 포 근데 이길 순 있어요. 아직 질만한 게임이 아니라서. 이거 탑이거든요, 요네 분명히. 진나되고 있습니다. 되었습니다 정해졌다. 와얘 왜 이렇게 세? 아니 오던가 쉐나 자 이제 모랑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? 근데 모랑이 지금 확실히 밸류가 좋아서 혹시 몰라요 아 근데 여기서 3코는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세르다로 생계가파괴돼어 제압되었습니다. 아 꺼져! 아 제발! 제압되었습니다. 어 근데 딜 나온 것 같은데 방금? 해보자 야3코 떴다 캐리해줄게 바론만 사실상 안 뺏기면 게임 이기거든? 어?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야 가자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니 이거 먹어야 돼 람모야 람모야 먹어야 된다고 피오라 오라고 얘들아 엄 아니 끊겼어? 아니 뭐하냐 <laughs> 이 피오라 아, 근데 막았다 아 다행이다 아, 근데 확실히 공속이 빨라서 하나 느낀 거 있었어요 방금 공속이 빨라서 좀 어그로 핑퐁이 잘 된다 피흡도 잘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밤 끝 가야 돼요 아까 보니까 밤 끝 가더라 람마야왜 스틸 안해? 에코 위에 있는데? 근데 답답한 거 하나 있네요 이속 때문에 좀 느리다 어 던졌다 던졌다 어이 데미지 존나 센데? 아 이거 내가 잘 커서 그런가? 그러면 요음 가세요 맨날 뭐 씨, 새로운 거 도전하려고 하면 지랄 거부 반응 몸에 어떻게든 일으켜가지고 어? 난 이런 걸 있다 어? 난 이거 이런 걸 있다 한번 해보겠다 이건데 씨발 그냥 어떻게든 뭐 에이 그냥 요음을 갔으면 그냥 어떻게든 잡는 거 어? 이거 드라기였으면 무조건 잡음 그럼 씨발 혼자 다 가세요 템을 그냥 그러면 라고 말은 안 할게요 이거 들어갈까? 진짜 잘달하게 뒤지네 어 나이스 포그모 형 한번 쓱 하고 들어가는 게 뭐가 있네 잘달아 용 가야 돼 용, 용, 용! 그렇지 빠른 아 근데 쿨감이 좀 딸리는 게 있네 중무나 아니 중무래 이거 가야겠다 불클 불클 가면 효율 진짜 잘 나올 것 같은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긴다고 가라고 자 일단 요리 노플 그렇지 와야 딩거 아니 뭐야 얘뭔딜 맞아? 얘 피가 안 달아? 그러니까 야, 저게 원딜이냐? 근데 이거에 좋은 판 공통점이 있다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쉽게 표현하면 정복자 갈 수 있는 판에는 좋긴 하다 이거는 좀 봤는데 평, 평, 평, 평, 평 안돼 아, 평타 존나 많은데요? 형, 형. 느리잖아. 형, 형, 형, 형, 형.